둘, 셋! Hey hey thanks 안녕하세요, 데뷔 앨범 영 실물 영접 와 진짜 저희가 말로만 하던 네. Bipolar Part 1 불안의 서 그 와. 데뷔 앨범 저희가 처음 보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앨범 나왔다 소문에 의하면 앨범 구성이 아주 네. 야무지다고 합니다 아, 네, 알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죠 그렇죠. 이게 어비스 이게 리얼리티. 네, 네. 네. 현실과, 현실과 심연의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네. 심연 먼저 할게요. 심연 먼저 할게요. 신기한 게 이게 슬리브가 이렇게 어. 아 진짜? 좀 표지의 깔끔함을 네, 이래서 오, 어, 책이 좀보 깔끔한 네. 앨범이 더 네. 깔끔하지 않나 막달랐어 어, 종이 냄새도 그대로 지켜진 것 같아요 <laughs> 냄새 합격입니다 네, 냄새 첫 번째 고일씨 고일번 누구다? 아 미씨 아, 뭐야 미씨 어,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야잘 나왔다 음. 근데 진짜 거래 사진 하수도 없는 것 같아 맞아 어. 진짜 나 한번 보여줘요 형다 잘 나온 거 정이구나 진짜 잘 나왔다 야, 야 멋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형 네. <laughs> 오케이 아 그러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현이랑 연결됩니다 와 아, 아, 저희가 아, 눈빛 살아있네. 동현이 형 눈빛이 풀려 있어요. 제가 그때 말할 때 이 눈빛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laughs> 뭐라고? 이것은 재능이다. 아, 이것은 재능. <laughs> 이것은 타고남이다. 타고남. 네. 예. 이야. 1등. 네. 이렇게 들어가 서잘나오네 사진들이 있어요. 또개인거 다잘 나왔는데? 또 보시면 제가 또 이제 손에 뭘 들고 있죠? 네. 뭐죠? 여기까지. 네. 아. 다음 이제 뮤로 넘어갑니다. 아 잡지, 아. 어, 잡지, 허브 모델 아니에요? 잡지 같아요. 완전 어. 아, 다잘 나왔네. 풀이 있네요. 풀 진짜 허브 같다. 뭐 오, 어, 뭐 뭐야? 뭐 왜 누워 있어? 침대 간 건데 침대 간 거? 침대 간거 연락 주세요. 이거 뭐야? 상당히 편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 백성! 백성! 눈빛 뭐야? 뭐야? 왜 무서운 척 뭐야? 뭐야? 애기야, 애기. 맞아인 척하는. 백성이도 중간에 작은 어 작은 음. 무슨 음. 미니 종이북이 미니북이 있는데 와 음. 이건 교복착이네 네, 네 멤버 한명한 명씩 다 이렇게 어, 있는 거교복착 있어요 네. 어 마청 라인 야 보여주세요 야 멋있다 와야 마청 라인이 멋있다 하고 빛이 살 아, 카리스마 뒤에 이제 막내 라인 막내가 더 막내도 약간 센데? 잘 나왔어 어. 야 저거 뭐 뭐야? 모범생. 근데 그 케미가 되게 잘 맞아요. 야 이거 너무 멋있게 다들. 근 여기서 어.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나중에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이거 너무 다 보여주면 안 돼. 오, 에이드. 오, 에이드. 우리 아, 아, 저도 보여줬어. 여기 너, 가 너가 보여줘. 뒤에, 뒤에, 뒤에 꽉 잡아야 돼. 어, 잘 나왔어. 계속 보여줘. 아, 얘들 점이 이렇게 컸어요? 야, 진짜 잘 그 나왔다. 초코칩이에요, 초코칩. 어, 저기 있네, 진짜 저기 있 어, 여기 있네, 딱 점. 굉장히 무서운 눈빛을 하고 있네요. 오! 예왕!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예왕이도 이렇게 예왕이가 아. 팔 팔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더만. 아 이거 네. armor hand armor라고 하죠. 너무 너무 좋아한다고. 야, 강렬해. 와 예쁜. 뭐야? 무서워, 어, 막내답지 않아. 와, 어, 어, 진짜 근데 눈빛이 제일 무서워. 제가 봤을 때 여덟 명 중에 제일 강렬하지 않아? 예, 강렬해요. 아, 야, 뭐야? 와, 뭐야? 컨셉이 형 너무 잘 맞는데? 불 뭐야? 불나네, 불나. 이게 이거 저희의 story paper가 있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누가 누가 이거, 제가 썼어요. 아, 진짜요? 아, 아 진짜 쓴 거예요? 제 일기 네, 제가 직접 썼어요. 제 일기예요. 맞아요. 아, 어, 진짜. 잘, 잘 읽어주시면 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근데 아마도 네 진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스트릿 페이 되게 중요, 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앨범에서 네. 네. 이거는 전체 포스터가 있어요 일단 특별한 게 있죠 여러분 랜덤이라고 랜덤인데 네 이렇게 하고 어, 그 뒤에 마다 멤버가 오 예원이야 예원이야 예원이야 예원이야 축하합니다 뭐야? 아, 네. 그리고 QR voice 카드가 있어요 아, 네, 이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봐요 저 QR을 찍으면은 저희 목소리가 맞 네. 목소리가 네. 나와요. 저희가 어, 이건 뮤다 뮤.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네, 이거는 네, 카드. 그렇죠. 포토 카드는 제가 봤을 때 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뒤에 사인 이게 랜덤이어서 더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저 하나 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 네. 오 맞아. 나는 습니다. 어 맞아요? 네. 동현이랑 예왕이 예왕이 있는데 오, 이거는 저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오 봐봐. 보여드릴 수 없어. 여기 아미 그 다른 버전이죠? 그 아. 카드 뒤에 어? 사인 있어요. 다른 버전이요? 아니 그 똑같은 사인 사인. 네 이게 두 장씩 들어있는데요. 진짜 음. 원래 보통 앨범당 한장 아닌가요? 음. 두 장이나 들어있어요. 두 장인 아. 게두 개. 두 개, 두 개, 네 장. 네 장. 네 여기 뒤에 사인이랑 멘트까지 써 있어요. 맞아요. 한 웃는 너가 제일 좋아. 아.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약간 하나하나씩 안 보고 빠르게 봤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 거 보면 와, 진짜. 진짜. 구성품이 진짜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대박 아직 한 버전이 그렇죠. 와, 와. 이거 너무 알차다. 진짜. 사실 바로. 네. 이게 메인이죠 시면 현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 이제 네. 현실이 엄청 밝은 느낌이라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오! 와! 뭐야? 아, 단추 사진 오 단추 사진 네. 저희의 이제 golden crows 네 바퀴브입니다 와 이때 behind 이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이때 서로 웃음 참느라 난리 났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로 입꼬리가 아. 그러니까. 작가님이 웃지 마세요. <laughs> 막 그래서, 그래서 결국 계속 눈이 딴데 보고 맞아요. 서로 막 그 아래 보기로 하 맞아요. 음. 진짜 다들 학교 훈남 선배들이네요. 이게 동무 그 선배들이 버전마다 매력이 있네. 이런 학기부가 학교에 있다? 바로 달려가지. 바로 가입하세요. 아, 아. 바로 가입하세요. 바로 가입. 우리와 같이 우승 동아리 무조건 가입하세요. 네. 감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음. 어떻게? 뭔가 이제 <laughs> 저희가 진짜 데뷔를, 네, 데뷔를 했구나 데뷔, 음. 라는 생각에 뭐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사실 이런 걸 꿈꿔왔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어. 아, 난 진짜 궁금한 게 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럼 어떤 생각? 어, 진짜 궁금하다. 어, 백승이 다리 왜 이렇게 길어요? 깜짝 네, 놀랐네. 네, <laughs> 자, 아까 보고 아, 보여주세요. 어, 깜짝 놀랐네. 머리 다징그러운 다리 짱 길어. 와. 역시 모델 출신은 아, 아이, 달라요. 아니, 어... 네, 이렇게 유닛 촬영하고 다시 막내 라인을 들어갑니다. 에이들. 에이들. 맞아. 어, 잘나어 에이든 진짜 약간 캐나다에 있는 하키부 같다. 야, 근데 진짜 에이든이 이 착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그뭐 멤버 중 하나가 아니었나. 네, 캐나다에 네. 학기가 있나? 있겠죠. 하키가 유명하죠. 아, 그렇지. 캐나다에서 유명. 어, 네, 캐나다 하키 NHL. 오. 아니, 모르는 게 없어. 내 샤랄 한키비. 야, 뭐야? 너무 잘하는데? 역시 지식. 야, 진짜 네, 이번 신기하다. 오,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 이거 보여드려야 돼. 어벤져스. 야, 야 약간 가슴이 약간 웅장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진짜 한키비. 어깨가 100cm. 예. <laughs> 어깨 너무 넓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story story paper. story paper 누가 썼죠 이거는? story paper 누가 썼죠 이거는? 저죠 야 근데 이게 네. 보니까 이게 백승이 썼다 했잖아요 네. 이 네. 백승 저제발이요 네. 맞아요 여기도 이제 보면 동현이 손이 길습니다 아, 아 손동이랑 <laughs> 그리고 동현이 손이 얇은 건데 그래요? 짤떡 <laughs> 네, 동현이의 이제 그 손글씨체가 그쵸 제가 어, 직접 다행히 언제 썼어요? 이제 네. 비밀리에 썼죠. 어, 그렇죠. 여기도 역시나 포터 있습니다. 오. 누굴 것 같아요? 제빵 보여주세요. 여기는 네, 웅동이 형. 어, 저예요? 야. 어, 어, 어, 저 저예요. 근데 네, 뭐야? 뭐야? 야. 야, 이게 대박. 두번 연속. 와. 아 지금 그거 지금 그것도 있잖아요 저희 포, 네. 그 뭐지 photo stand 맞아요 photo stand. 여기 포토 그렇죠. 옆에 세워지시죠 이번 제가 입거 네. 똑같은 아, 거야 진짜 멋있다 왜 이렇게 무서워 야 photo stand 어? 두개 위시랑 너무 무서운데 그 동현이 하는 말 있죠 반전 매력 음. 오, 어, 어, 아, 보여줘, 보여줘. 못 어, 보여줬다. 필요한 거예요. 못 보여줬다, 탈락. <laughs> 보이스카드 여기 예왕이 나왔어요. 우리 남이 나왔어. 남이. 네,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포토카드 누구 나왔나요? 요거는 위시 형이랑 예왕이. 어 근데 어. 이게 포토카드도 다르네요 어? 아, 교복착, 아, 같아, 교복착도 있고 메커니즘 알것 같아요 메커니즘? <laughs> 교복, 교복착 하나랑 컨셉 사진 하나 아, 하키 음그 네. 사진 하나 컨셉, 원래 심연에서는 저희 컨셉 사진이었잖아요 여기서는 하키보아 그렇네 어 네. 뭐야 여기 아민이랑 뮤형 나왔어요 오 음. 잠깐만 아민이 멘트가 나 화나게 하면 가만 안둘 거예요 애교 바로 가주세요 5, 6, 7, 8 애교 이이 네. 멘트 그대로 나 화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아 <laughs> 되게 뭔가 그 민영도 전 안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럼요 저뭐라 너가 내 반쪽이야 아까 이렇게 돼 있네 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너가 내 반쪽이야 너무 심쿵했다 심쿵했다 예영이도 볼수 없.. 아, 안볼 수 없죠? 오! 어? 와 이거 좀설레 이거 좀 생각 어, 설렌 아! 이거 좀 설렌다 설레 설레 5, 6, 7, 8 너네 앞에서 기다릴게 어!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라서 더 특별한 거야. 그니까 음, 아, 아, 아, 진짜 어, 아, 집에 아, 가져가시면. 아 집에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저도 멘트 시킬까봐 숨겼는데. 아, 네. 아, 아. 그러면 아니야. 한번 해야죠. 아니야, 해야죠. 그러면 네. 구성이 어, 끝났나요? 그 여기 또 네. CD가 있어요. CD가 어, 이거는 초록색이에요 또. 어. 음. 뭐 CD 진짜 오랜만에. 노란색과 초록색. 뭐. 첫 앨범인데 너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네. 저희 대성공 해야겠네요 네, 진짜, 진짜. 네. 팬 여러분도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알찬 구성이 많고 너무 저희 첫 앨범이지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아, 이러면 너무 다음 앨범이 궁금해지기도 네, 하고 엄청 궁금해지고 사실 이거 아직 솔직히 속도 때문에 네. 제대로 그렇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끝나가면 더 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시다 네. 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신 회사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헤이 데이 팩스 감사합니다 자 다이쇼 애교보겠습니다 엔딩 크레딧 내가 더 좋아해 seven, eight. 아 내가 더 좋아해 아! 안녕 안녕